케이스 분석은 참고만 하시고요 스펙이 똑같다고 해도 모두 비슷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레아트사니까 최평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더 증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는 공원 런닝이나 홈트레이닝 통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특정한 부위가 아닌 전체적으로 지방흡입을 알아보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맞아 맞아 운동. 네. 나도 해야 되는데. 응. 왜안 하시는 건데? 데 <laughs> 그리고 원래 지방흡입은 뭐 한 부위만 신경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한 부위가 더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팔, 복부, 허벅지 이렇게 세 부위별로 케이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촬영했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어, 케이스 분석은 어,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뭐 대면에서 상담하실 때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체형은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팔뚝입니다. 키 161cm에 수술 당시 체중은 64kg BMI 24.3이니까 약간 좀 통통하신 분이죠 50 초반이었던 분이었는데 단기간에 체중이 증가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팔 전체적으로도 지방이 증가해요 뒤로 커지게 되어 보다 살이 찐 느낌 특히 옆으로 볼록 튀어나와 덩치가 커 보여서 최대한 슬림해 보이게 흡입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팔 전체적으로 흡입을 진행하였으며 겨드랑이 또한 흡입을 진행하여 팔을 붙인 자세 그리고 팔을 들었을 때 부분도 신경 써서 최대한 튀어나오는 모양이 개선이 되게 하였습니다. 흡입 후 직접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고 체중 관리가 잘 되어 6개월 이후 모습은 우측 사진처럼 최대한 폭을 줄이고 옆으로 튀어나온 모양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살이 찌면 얼굴과 팔에 가장 먼저 살이 붙는 것 같은데 팔뚝에 살이 찌면 전체적으로 덩치가 커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팔은 옷이 아무리 두꺼워도 눈에 바로 띄고 본인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더라도 사실 그렇게 커버가 돼 있기 쉽지 않아요. 슬픈 얘기 해도 안 된다는 네. 얘기인 거잖아 지금. 팔뚝에 지방이 쌓이면 덩치가 커 보이기도 하지만 분해 보이기도 해요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운동으로도 많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환자분은 수술 후에 체중 관리를 잘 하셔서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다음은 복부입니다 키 169cm에 몸무게 62kg BMI 21.7인분으로 키와 몸무게에 비해 복부의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아 복부지방 흡입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많으셨지만 특히 하복부와 옆구리살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양상입니다. 복부 지방 흡입을 통해 옆구리를 정리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을 강조하였으며 하복부는 최대한 평평하게 다듬어 여성스러운 몸매를 강조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상복부와 갈비뼈 위에 남아있는 지방도 제거하여 복부 위아래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정면도 정면이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변화가 진짜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내가 봐도 잘 된 거야 어,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주방 흡입 수술은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도 식단 관리, 운동을 병행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복부는 식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특히 복부 수술하신 분들은 식단 관리 잘 하셔서 좋은 몸매, 예쁜 몸매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벅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키 163cm, 몸무게 49kg인 BMI 18.4인분으로 저체중, 음. 날씬하신 체형이었어요. 그런데 상체에 비해 하체가 조금 더 도드라져 있었으며 허벅지 안쪽 지방과 승마살이 고민이 되어 수술을 진행하신 분인데요. 허벅지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흡입하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뻗은 일자 라인을 만들었으며 바깥 라인은 환자분의 니즈에 따라 골반 쪽의 둥근 모양을 유지하면서 아래 라인을 정리하여 매끈한 라인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분은 여성스러우면서도 골반부터 떨어지는 라인이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네, 예죠 네. 지방흡은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매우 마른 몸매, 뭐 뼈벅지라고 하죠. 뼈만 남아있는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상체 하체의 좀 밸런스를 보면서 전체적인 곡선 라인을 정확히 캐치해서 필요한 부분을 빼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좀 살리면서 전체적인 라인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스펙이 똑같다고 해도 모두 비슷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양, 골격의 크기, 근육량, 나이, 피부의 탄력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해볼까요? 직접 수술한 환자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분석한다는 것은 저한테 참 유의미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방 흡입을 알아보고 수술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아트 성형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